안녕하세요 제이데어 김상입니다 오늘은 short cut medium에 이어서 롱헤어에서 허쉬컷 느낌의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long hair에서 예전에 무거웠던 그런 스타일을 벗어나서 texturizing이 되고 얼굴 라인이 좀 갸름하게 그리고 또 뭔가 가벼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허쉬컷을 할 텐데요 보통 layered가 굉장히 심하게 있던 예전에 wolf cut 같은 hush cut이 아니고 길이감이 살지만 그 안에 가벼움이 존재하는 허시컷 스타일로 커트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설정합니다. 이때 square 혹은 살짝 triangle의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body position은 뒤쪽에 위치하고 앞쪽의 머리도 어깨 뒤로 끌어와 square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앞쪽 사이드에서 diagonal section을 나누고 forward graduation으로 살짝 앞쪽으로 빗질하며 프리핸드로 직선으로 올려 커트합니다. 보통 가이드는 유지하면서 턱선 정도까지 연결합니다. 옆에 포인트 앞쪽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빗질하여 연결합니다. slicing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front side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백 부분은 골덴 포인트보다 손가락 두 개 정도 아래쪽에서 파팅하여 앞뒤로 나눕니다. vertical section을 나누어 두상에 따른 square shape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도록 square shape을 유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버 다이렉트 하여 커트하는데 전체적으로 스퀘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대쪽 백도 동일하게 들어올려 커트하여 레이어가 생기도록 합니다. 길이감과 층을 체크합니다. 아웃라인은 선명하게 유지되면서 층이 생겼습니다. golden point 아래쪽에서 커트한 머리가 잘리지 않도록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톱 부분의 센터에서 vertical section을 나누고 front의 짧은 머리 쪽에서 golden point의 긴 머리 쪽으로 연결하여 natural inversion 되도록 커트합니다. 이때 golden point 쪽에서 결정하는 길이에 따라 layered의 단차가 결정되므로 너무 많은 층을 원하지 않는다면 뒤쪽의 길이를 지키며 커트합니다. diagonal backward로 section을 나누고 센터에서 가이드로 정한 머리 쪽으로 끌어당겨 오버다이렉트 커트합니다. 계속해서 diagonal backward section을 사용하며 face line 쪽의 머리가 짧아지지 않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끌어당겨 커트합니다. 반대편 톱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diagonal backward로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short long으로 커트하기도 용이하고 over direct도 잘 되도록 처음 커트한 방향에서 그대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드라이합니다. 양감을 체크하며 슬라이스 커트합니다. 특히 모발 안쪽에서 가벼움을 주기 위해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으로 슬라이싱 합니다. 이때 가장 겉표면이 되는 톱 부분의 모발은 매끄러운 광택감을 위해 질감 처리하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앞머리와 사이드 머리의 움직임을 위해 뒤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며 slicing 커트합니다. 아, 요즘 트렌드인 긴머리 hush cut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길이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 가벼움을 주는 layered 커트인데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머리 부분이 층이 그렇게 막 끊어지듯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웃라인이 너무 round가 아니라 스퀘어가 유지가 되면서 무게감도 있지만 안쪽에서 어, 전체적으로 round한 부드러운 곡선의 layer가 생기는 것 그리고 안쪽에서 질감 표현을 좀 해줌으로 인해서 두상의 볼륨이 훨씬 더 좀 살아나는 그런 layered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긴 머리 hush cut입니다. 또한 머리를 묶었을 때 hairline을 따라 흐르는 이런 라인들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머리가 가벼운 layered로 인해서 묶은 후에 손을만, 손을 조금만 잡아주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상의 볼륨이 살아나고 뭐 가벼운 레이어드 스타일의 포니테일이 완성됩니다.